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 업데이트된 수수께끼의 결투를 한번 해볼게요 1대1 어, 모드인데 와 바로 잡히네? 큐가? 탐사 기지 남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야 이거 아이고 제냐타네? 제냐타. 1대1 모드 아이 제냐타가 걸렸네 갑시다 새로 나온 난투 이 남극에서 지금 1대1 모드를 켜봤는데요 발소리 어. 나 역경을 반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내가 아 맞질 않아 아 <laughs> 굉장히 심장 떨리기 <laughs> 오 비겼다 오 덥다 더워 이게 뭐야 어 한조야 한조야 한조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용의 징표를 남겨주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라 이 자식아. 들어와라 이 자식아. 들어와라 이 자식아. 이겼다. 완승. 완승, 완승. 점수. 완승. 2대 0. 어? 솔저 남았네? 솔저 자 갑니다 자식이 자식 호호 이겼다 점수 3 대 0 야, 어? 이거 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하야 팔아야 팔아 시작. 이거는 일단 내가 완승이다 지점 확보 중 어딨어 어딨어 이 녀석 짜식이 짜식이 짜식이 살려줘 살려줘 미안해 미안해 좋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팔아 4대 오, 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메이도 있네. 완승이야, 완승. 야, 이대로 가면 거의 완승인데? 자, 간다, 간다, 간다. 자, 간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메이님. 메이님 이쪽으로 오세요. 메이님. 메이님 이쪽으로 오세요. 해치지 않아요. 어디 이걸 뚫을 수 있나 볼까요? 이겼어 오! 어, 전리품 상가 얻었다 아 이게 5판 다판 하면 되는구나 승리 야. 야 이겼어 야 이걸 이기면 이거 스키까지 주는 아 이거 절품 상자까지 주는구나 <laughs> 뿜 야 이걸 맞췄네 완승 <laughs> 전승했어 전승 야 개쩔어 개쩔어 야 이번 아케이드 모드가 이렇게 나왔네 어 바로 됐다 가볼까요? 어? 딴게 겐진가? 아 트레이서야 트레이서 안녕하세요 전투 아, 시작. 한수용 이게 1대1 모드예요. 1대1 전용 모 1대1 전용 맵인데 이제 자, 어디까지 어 이겼다 야 이게 진짜 컨트롤 게임이야 점수 1대 0 맞아 야 이게 위도메이커야? 위도메이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위도 잘 못하는데? 슝 어휴 간 떨려 친구가 찾는 거 봤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무서워하지마 나 무서워하지마 아후 이겼다 내잘 어, 뭔 이렇게 죽어있어 2대0 아 아싸 하라 음. 자 하라 갑니다 오. 오. 아 이거 한데 뭐지? 어. 어. 에어샷! 에어샷! 에어샷! 에어샷! 에어샷! 안돼! 어.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안돼! 잠깐만! 하하! 졌어! 점수. 아, 8월 졌네. 아까 이겼는데. 아깝다. 정크레? 야 정크레 소리 어떻게 하지? 일단 한번 가봅시다. 완벽. 어, 될수 있나? 여기면 되겠지. 그냥 막 싸드기다 보면 내가 안 되겠지 그래도. 아. 어휴 어휴 큰일 났다.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럼 그럼 그럼. <laughs> 쏜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진짜 죽어라 죽어라 오호 이겼다 사냥 은밀하 거칠었습니다 점수 나이스 3 대 1 어? 메이다 과연 메이. 메이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전투 시작 음흠. 덤벼 덤벼 벼 덤벼 덤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씨 저게 뭐야 와 얼어라 후 <laughs>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이겼지롱 4대 1. 어, 손브라다. 야, 손브라 맞다. 나 손브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간다. 어, 매치 포인트야? 아, 당연히 내가 이기겠대. 금방 올게. 놀라. 아.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이고 졌다 먼저 해킹 당했어 점수 4대 2 어? 전투 아 오승을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 건가? 아 그렇구나 전투 시작 일단 제냐타로 또 매치폰 아 오승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어 맞네 덤벼 하나 오케이 그렇지 호호 이겼다 <laughs> 나이스 어이 구슬 떨어진다 아 1대1 이기니까 뭔가 성취감이 있네 확실히 오 나이스 아 이거 대박이야 어떻게 저걸 다 맞췄지 내가 야 뿅! 에잇! 받아라! 따라라라 자 이렇게 해서 5승 2 5승 2패로 1대1을 이겼습니다. 어우 재밌네 이거.